안녕하세요 1분 리뷰하는 퓨리입니다 오늘의 제품은 날아가는 수분을 오일과 향기로 꽉 잡아주는 버스탑 eau de perfume wrapping 오일입니다 오일이라고 번들거릴 거라는 생각은 NO NO! 가벼운 텍스처와 빠른 입수력으로 예민한 피부와 각질에 효과적입니다 향은 총 4가지가 있고요 마드모아젤은 여성스러운 향 wedding day는 봄꽃처럼 lovely한 향 green tea는 맑고 상쾌한 여름향 rose amber는 사랑이 가득한 장미향으로 때로는 수분 보습제처럼 때로는 향기로운 향수처럼 센스 있는 남자들이라면 꼭 들고 다닌다는 beauty템.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나의 beauty템. 용량은 총 14ml로 살구씨 오일, 아보카도 오일, 해바라기 오일, 호우가 오일, 비타민 E 좋은 거는 마구마구 넣었대요 건조한 모든 부위에 roller ball로 동글동글 롤링해서 문질문질해도 자극적이지 않아요 사은에서 구매하시면 재고 소진시까지 사은품으로 하나 더 드리고 있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eau de perfume wrapping 올과 함께하세요. 지금까지 1분 리뷰 뷰리였습니다. 안녕!